씹기는 힘들 텐데 엄마가 먹으니까 따라서 해보는구나 배고픈가? 오 소화를 해낼까? 다 먹는 거야 어이 새끼들도 먹네 새끼들 먹네 뭐. 어, 양호한다 퇴근하신들 새끼들 먹으라고 안 먹네 <laughs> 새끼들 먹으라고 안 먹어 야 저렇게 생각. 아리 올리고 먹는 거 봐. 웃기다, <laughs> 야. 못 먹게. 못 먹게. 나는 딱 올려놓고 먹는 거 봐. 아, 새끼들도 이거 먹네. 고기는 먹지. 예. 네. 어, 이거, 이거 싸워, 이거. 더 먹으려고. 바 올려가지고 못 먹게. 눌러. <laughs> 어, 막 응거리고. 음. 선물은 안 남았어 선생님 두 마리는 안 나왔네? 근데 엄마 안 엄마 저왔가지고 오면 모자라겠어 이제. 네, 뭐 얘가 어? 엄마가 양보를 하네. 애기들 먹으라고. 이게 땡이 좋더니 <laughs> 얘들이 와서 달려드니까 제가 양보를 해. 안 나와. 근데 돌리니까 안 나와. 이게 막 발로 눌러. 못 먹게. 뭐뭐뭐뭐뭐 새끼 막 눌리다 눌려. 이쪽에서 보면 되지. 이쪽에서. 이쪽에서 먹어 이렇게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, 고양이. 다 먹었어? 네 나왔어. 나온다? 네 마리가 먹으니까 그냥 금방 먹어버리네. <laughs> 뭐 배가 좀 빵빵해진 것 같다. <laughs> 좀 빵빵 빵빵. 오와 어, 이거 빵빵해진 것 같아. <laughs> 진짜 배가 깜빡해졌어. 아, 네, 진짜 먹으니까. 어? 배부른가 봐그 여기가. 오. 오. 오목에서 고양이 발로 딱 짚고 먹어 못 들어오게. 이리 와 이리 와. 여기서 먹어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. 앙앙거리니까 못 먹는가 보다. 야 임마 너는 시켜. 야, 야, 야, 야, 너 혼자 다 먹냐? 아침 먹어야지. 내가 여기 있고. 아까 없었 오랜만에 나왔네. 까만 거. 예. 예. 이 제일 약한 거 같아. 겁도 많아. 어. 엄마 웃기다. 보니까 발 색깔이 똑같이 똑같은 애가 되게 강하더라고. 얼룩이요? 예, 얼룩이 얼룩이 중에서 발 발이 한쪽이 색깔이 아, 다른 애는 맨날 밑에 깔려가지고 어. <laughs> 죽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그러더라고. 나가 이거 빨리 분양시켜야 될 건데 이제 <laughs> 깽 하면서 도망가는 거봐 싹싹 긁어먹네 그냥 아유 이제 막 겨가다야 사료를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배가 고픈가 봐 엄마 젖으로는 부족한 거지 왜? 나와. 눈색깔 너무. 나와. 파랗죠? 예, 네, 얘 그런가? 아니 고양이들이 대부분 좀 파래. 아직 안 익어서 그런가? 끝까지 먹네 이놈. 얘가 제일 강해. <laughs>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, 또 간다. 또 뺏어버려 또, 또 간다. 얘인데? 얘가 강하는데? 싸우니까 이기데 저기 그 한명 있다 저기 한 명 있다 저기 한 명 있네 여기 사람 저다 응. 넌 나랑 살아야 되겠다 인치 아프 닮았 예뻐 예뻐 하는 나왔다, 나왔다, 뭐. 나왔다 나왔다 다시 올라 올라간다 야 <laughs> 다시 올라가 왜? 아 귀여워 고양이 뭐니뭐안 자고 깨깨거리야 어머 거기 헐튼다 야 헐터 아이 귀여워 자꾸 그 세수한다 <laughs> 얘좀 봐, 얘. 얘좀 봐. 들어서 밥을 먹네. 밥을 나는 들어가서 먹는 거. 웃기다, 야. 웃기다, 너. 그게 웃기다 야 왜? 그만 먹어 왜? 왜? 더 먹어 땡아 더 먹어 더안 먹는데